2020년 8월 26일 흉가여행 4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가보겠습니다 바람 일도 없는데 어? 누구세요? 어? 소리 콩소리 거기 누구 있죠? 거기 누구 있죠? 누구 말씀 좀 해보세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잠깐. 누구 있죠? 잠깐만요. 어? 어? 손자국? 손자국 뭐야? 저기요. 어? 어? 어? 야정희철려 지금 잠깐 이상하다 여기 여기 잠깐 이상해 여러분들 뭐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나 진짜 여러분들 뭔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진짜 거짓말이라 진짜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진짜 이게 뭔 장난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어? 어? 장난치지 마세요 어? 어? 하지 마세요. 와 잠깐 뭐야? 어? 어? 어? 잠깐 누구 어? 뭐 있어요?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잠깐만요. 뭐갈 테니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만요 그만요 하실 말씀 있으면은 우리 얘기를 합시다 혹시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만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예, 예.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해요 어 이제 그만 그만 그만이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 와! 누가 나 땡겼어 지금 어? 어? 음. 음. 유리창에 비친 거 봐. 잠깐만. 저 창문에 비쳤어. 창문에 비친 거. 창문에 뭐 비쳐? 어? 아닌가? 잠깐 뭐야? 밖에 있는 건 아니고 잠깐만 사라진다. 봐봐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어? 사라진.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사라진다 바기죠 누구십니까? 누구? 누구십니까? 어? 어, 뭐 형체 있다. 잠깐만요. 여기 건물에 상호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건물에 상호가 있어서 조금 이제 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있죠? 양각이가 뭐야? 와 둘입니까? 둘이에요? 와 둘입니까? 예예 예. 아니 말씀이 아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한다면 그냥 나갈게요 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나가기로 할 건데 제가 그냥 나가긴할 건데 어? 디 와! 어? 아! 아! 아. Ah. 열린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잠겼는데요? 뭐야? 자, 저하고 대화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문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만약에 얘기할 의사가 없고 계속 장난만 치실 거다 하면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 제가 디, 디, 다른 거 없... 예 감사합니다. 예 제, 가가댐한테 드릴게요. 예 제가 댐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댐비한테 드리겠습니다. 요론하다 아, 결혼식을 앞두고 죽은 요란하다! 대패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담배 여기 있습니다. 혹시 어 남성 뭐냐 제 말이 맞다면은 어? 문으로라도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남성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성분이십니까? 그러면 투쟁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성분이십니까? 아? 아? 아? 담배 담배 담배 담배 담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싹싹싹 아. 여기 있어요 혹시? 어? 어? 뭐야? 어? 어? 되다 얘기 안 하실 거죠? 어? 어디세요? 상호명이 나왔다고? 상관없어! 신고해! 신고하란말이야 지금 당장 당장 신고해 신고 때려 당장 신고해 신고하란 말이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다, 다 받아들여줄게 내가 알았어? 당장 신고해 와, 사라졌다. 야, 경찰 은 다시 존나 야문 척은 했지만 이왕이면 안 걸린 게 좋은 게 불은 다꺾고 이왕이면 안 걸린 게 좋지 이왕이면 안 걸린 게 좋지 아니 거기 검색하면 나오나?